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, 몸은 돌덩이처럼 무겁고 눈꺼풀은 좀처럼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. 얼굴 모를 누군가가 들려주는 대단치 않은 일상적인 이야기들. 회사 일로 힘든 와중에도 이 방송을 들으면 피식하고 웃어보게 된다. 오늘도 진짜 더운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방금 휴대폰으로 폭염경보 문자까지 왔네요 올해는 정말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여러분 이런 날씨에 바깥 돌아다니다가는 그냥 바싹 말라 비틀어지겠어요 여러분도 오늘은 웬만하면 외출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선풍기 바람 쐬면서 시원하게 제 방송 듣는 건 어떨까요?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이 느낌이 익숙하지 않은 나에겐 역시 어색했다. 하지만 몇 번 듣다 보니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. 언제부턴가 방송이 듣는 것이 나의 일과가 되었다. 심지어 일을 하면서도 몰래몰래 몰래 들은 적이 있을 정도다. 업무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<gasps> 죄송합니다. 일하면서 이어폰 끼는 일 없도록 하세요. 네. 하지만 최근 들어 방송이 뜸해지고 있다.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.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. 최근 들어 휴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. 아마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회를 끝으로 방송을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니까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. 그렇게 해서 나의 일상을 채워주던 것이 한 가지 사라졌다. 크던 작던 항상 그곳에 있던 것이기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느껴졌다. 하지만 언젠가 이 아쉬움도 잊어버리고 다시 평소와 같은 생활로 돌아오겠지. 혹시 사장님은 저런 적 있었어요? 있었지, 옛날에. 아마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? 저런 경험?